안녕하세요 오늘 만들어 볼 거는 바로 와플 와플 기계가 생겼거든요 네 와플 기계가 생겨서 여러분들께 한번 와플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시죠 자 이제 간단하게 들어가기 앞서서 재료 소개부터 갈 건데요 바나나가 제일 위로 올라갈 거고요 우유 와플 믹스 또 믹싱볼 자, 믹싱볼을 닦아줄 거예요 우선은 계량기에다가 넣을 거예요 너 이거 배터리 나갔어? 시작부터 아주 낭만입니다 음. 됐다 불이 켜졌다 여기다가 한 몇 그램 혼자 먹을 거라서 지금 이게 1kg 분량인데 어... 한 200g? 200g? 200... 2... 맞나? 150g 한번 부어줘 볼게요 어 뭐야 꺼졌어 안 돼 아! 버터! 버터를 안 샀다 근데 이거는 버터 안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어, 그래도 뭔가 아쉽다 뭔가 아까 마트 갔었을 때 놓고 왔나 싶었거든요 분명히 뭐 놓고 왔다 싶었었는데 여기다가 탈탈탈 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채가 따로 없어서 이 뭉쳐있는 거를 되게 그냥 다부어보려고 하자 <laughs>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봐봐요 되게 고와요 네 이렇게 가루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유를 넣어 줄 건데요 사실 물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우유를 써보고 싶어서 조금 조금씩 50ml씩 한번 넣어볼게요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는 거지 뭐 오 멈췄어 좀 뺄게요 아 그리고 섞는 그 기계가 있는데 섞는 기계도 있어요 50mm씩 한번 섞어볼게요 저번에 수제비가 아니라 칼국수를 두다가 결국에는 복원이 안 돼서 메뉴를 변경해서 이제 수제비를 해 먹었다는 사실 처음에는 가볍게 섞어줄 거야 된것 같아 된 것 같아 이렇게 했어요 아 근데 되게 맛있는 냄새 난다 와플 기계로 이 반죽한 거를 이제 넣어서 구워줄 거예요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예열이 됐다는 거지 이제 예열이 됐으니까 이렇게 기름을 좀 둘러줄 거예요 자 둘렀으면 한죽을 넣어야겠죠? 설레 맛있는 냄새나 딱 하나 분량 나오는데 한 150g 하니까 150에 100 태용 레시피 하나 먹을 거면 150에 100 한번 가봅시다 연기 난다 와 맛있는 냄새 난다 진짜 2분 정도 구워주도록 할게요 5 4 3 2 1땡잘 익은 것 같죠?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맛있을 것 같아 <laughs> 너를 내가 구해줄게 친구야 위에다가 아, 잼을 바르고 든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무가잼이 맛있네 처음 만든 친구 괜찮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살짝 아쉬워 살짝 아쉬운데 처음 한거 치고는 괜찮다? 바나 <laughs> 뭐야? 어허? 야 먹어봐 나쁘지 않아 이거 뭐야? 응? 무화과 잼 뭐야? 왜? 맛있다 맛있어? 응. <laughs> 잘 만들었는데? 그래? 다행이다 주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아 요리를 하는 그런 거를 만들면 여러분이 좋아할까요? 뭔가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요리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 처음에 그 파스타 만들었을 때보다는 많이 능숙해진 것 같아요 어, 다음에는 어,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음식을 한번 편지로 써주세요 편지로 써주시면은 제가 거기서 골라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플 처음 한 거 치곤 되게 맛있었는데 앞으로 점점 발전을 할 거고 어, 다음에는 멤버들과 다 같이 한번 먹는 것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<laughs> 안녕